얘들아 일로와 비니가 먼저 오네 젤리도 그래 일로와 얘들아 모두 일로와 자 오세요 빨리 오늘 올라오세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응? 뭔지 알아? 얘네들 작년 202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올해도 말이야 응? 올해도 말이야 <laughs> 알았어 자 하나씩 먹으면서 자 먹으면서 해야지 또 빙이도 먹으면서 자 잘 들어 얘들아 올해부터 엄마가 너희들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사랑할게 뭐야 반응이 왜 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런데 말이야 니네 요즘 자주 싸우더라 잘 지내야지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? 특히 젤리 왜 이렇게 까칠해 빈이 없으면 심심하잖아 비나 너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nope.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살을 좀 빼야 돼. 너 벌써 6kg가 넘어가고 있잖아. 올해부터 먹는 거 조금만 줄여야겠다 비나 뭐 왜 못 들은 척해 응? 젤리야 너는 밥 좀 더 먹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요즘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야 자 우리 올해도 열심히 하자 젤리 너는 계속 졸려? 그럼 질문 있는 사람 아니 질문 있는 댕댕이나 고양이 손 들어주세요 없어? 궁금한 게 없는가? 와